내가 1등이야. 오. 깼다. <laughs> 디디야 어디야? <laughs> 디디야 올수 있어?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. 하이하이. 아이디가 뭐야? <laughs> 씨 미친 거 아니야 아이디. 뭐야? 걸포 삼기? 걸포 삼기라고. 걸포 삼. 아 잡혔다 미라나. 좋았다. 어 나이스. 1번 핀입니다. 1번 핀에 100명 떨어지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가셔야 합니다. 어 뭐야? 차만 먹고 째면 됩니까? 어, 차, 차 타고 바로 째야 됩니다. 옆에 동승할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시고 어디서 들어야 되지? 좀 멀다. 그러니까 이거 애매하다. 난 5천 시간에 핑을 믿어보겠어. 아니야 다 떨어 다 아니야 나 믿지 마. <laughs> <laughs> 디디 거 믿어. 디디. 아니 아니 아니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한 명만 먹으면 되잖아. 저 1등 필인데? 나도 1등 같아. 야얘얘 얘 빨라 빨라. 오. 깼다. 오 디디야 어디야? <laughs> 디디야 올 수 있어? 아니 거기서 왜키 하고 있어 뭐, 뭐 멍청 얘들 야, 얘들 탄다 얘들 탄다 얘들 탄다 어, 아니 디디 왜 거기서 키를 하고 있어 아니 어, 아니 아니 이거 살릴 수 있어 어나 여기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근데 아, 한명더 태워줄게 안돼 아, 여기 3킬 있는데 3킬 오? 엄마 엄마 죽 아, 오면 살려 오면 살려 얘네 다 죽여야 탈수 있어 나는 왜 때려 <laughs> 야 오면 살린다고 잠깐 여기 짚고 넘어가야 돼 근데 뭐 했어? 어? 어, 우선 아, 총을 먹었지 총을 왜 먹었어? 어, 운전석 뺏길까봐? 운전석을 네가 먹어야지 어 미안 그래 다시 이렇게 ready. <laughs> 그니까 한금이라도를 먹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? 유학? <laughs> 좋은 점 있어 뭐지?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제발 안돼 안돼 얘네 너무 빨라 우와 왜 이렇게 빨라 얘들? 오빠 내가 그래도 내가 제일 빠르다 야 운전석 봐봐 운전석 운전석 운전석 나 운전석이다 엄마 타 깜, 아, 디디 타 맞아 반반 손님 무거워안 되겠어. 유하! 유하! 아 이것도 디디 잘못 같은데. 엄마 타! 디디 아, 타! 디디 타! 아 맞아! 아니야 탔어 바로 뭘 바로 타 엄마랑 나랑 딱 타고 나를 한번 세웠다 너 때문에 브레이크 한번 밟았어 아 이제 낙하서 왜 이렇게 느려? 그러니까 빨리 아 사이다 빨리 먹어 우리 차, 차 먹었어. 차 있어, 차 있어, 차 있어. 차 먹었어. 미안, 나 좀 느려. 와, 멋있다. 아, 오, 나 운전 끌게요. 운전해주죠. 짜자. 오해. 유아가 쓰려면 운전하셔야죠. 아, 그렇게 큰 그림이. 네. <gasps> 어? 이런 거 나와주고. 오케이. 아 근데 윈체스터 좀 좋아졌더라 이제 좀 쓸듯? 어 그거 이제 쓰나, 됐, 나됐다데요어 완전 SR 됐어 그냥 부스스보다 좀 더 좋은 SR이 돼버렸어 핸드폰스모 같아 아스모 윙구스 엄청 좋아졌어 와 되게 깔끔한데 춤도 구상 필요하다고 요청을 어떻게 하는 거야? 그 라디오 핑으로 뭐 하는 거라던데? 이거 어 맞나 지금 보네? 찍혔네 회복해야 돼 이러면서 응. 이거 맞아? 가까이 있어야 될것 같아. 어 다시 좀 해봐요 내가 해까 야, 라디오 핑이 뭐지? 어, 어 뭐야 이거? 네. 어, 어 뭐야 이거 뭐야? 어! 너도 해봐. 네? 회복 빈도 오! 오! 오!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. 어. <laughs> 와 재밌다. 왜 바닥이 바닥이 이렇게 조그매? 어. 날린 구상은 작네. 그냥 구상 큰데. <gasps> 얘들아 그 자판기 있어. 와. 어. 어머 깜짝이야. 야 소리 이렇게 크다고? 깜짝이야. 기절진 줄. 야 시원해. 그 소리 줄이고? 두 대. 뭐야 두개두 개밖에 안 나? 볼까? 뭐야 두개 두 개밖에 안 나와? 볼까? 뭐야? 미친이 있네? 고정제이 아니야? 고정제인 거 아니야? 이거 랜덤제 맞는 거 같은데? 이렇게 홀로그램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있데빠 이게 음악이 안 나오네 띠링 하고 끝나는데? 아니야 안 나와 야 파, 파, 파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이거 사용 계속 가능하네 또 나와? 어 아, 이거 시간 시간대로 되는 가본데? 아 진짜 10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? 아 품절될 때까지래? 우와! 아싸 내꺼 태양불 갔다 와서 바로 포기했는데 우와 오 계속 야 이거 좋다 우와 진짜 좋다 이거 맨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뽑아가면 되겠다 어 대박 야 뭐 안 나오는데? 드링크 8개! 드링크 8개! 드링크 8개란다! 드링크 8개란다! 오 8개란다 어 진짜로? 오. 가져와 이거 부셔지나? 적다 몰려겠다 와이데 부셔진다고? 와 이거 먹고 부수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와야 돼안 그러 또내 탓에 정치 들었다 <laughs> 시청자분들이 언제까지 뽑혔는지 봐달라 그랬는데 드디어 고장냈네 띠용 어, 내 앞에 기절킬 살리고 먹어. 있다 잡아 잡아 먹으러 아파 왼쪽 뛴다 왼쪽 왼쪽 뛴다 더 돌았어 더, 더 돌았어 어. 응, 음, 보고 있어 집, 집 나왔어 죽었나? 어디가 죽은 거? 왼쪽이 죽었다 왼쪽 죽었어 왼쪽 오른쪽 살았어 집이남았 연막 안에 어, 어딘지 알겠다. 제앞 첫 번째 연막이 있어. 저기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? 엎져 있는 거 같은데 안 보인다. 커피 지금 보는 거 아니야? 쟤 맞나? 어, 그래 그러네. 안녕? 내답 인구자네. 아, 후레펜 던져 잡아. 후레펜이 없구나. 와. 나 썰어? 잘하노